아무리 울타리 걷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돼 그 아저 언제 지나가? 언제 지나가? 분명 기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간다 어? 어? 뭐야? <laughs> 장난해? 아 이게 뭐야 오래 기다리잖아 이게 멋진다 가게인데 시끄러워가지고 대박